보여요?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갑자기 왜 슬리퍼야 아이야 슬리퍼 하고 싶어? 슬리퍼 하고 싶어요? 공할 거야? 갖고 올 거야? 하이가 열심히 할 거야? 공할 수 있어? 던질게 언니가 그러면 소... 아니 아니 저... 손... 손... 손... 손... 손... 아이 손... 충성 충성 충성 충성 옳지 잘했네 주세요